이리 와. 귀가 어디 갔어? 사람 없으니까 지져도 아니 땅 파. 음. 왜? 음. 뭐가 있어? 아니 땅파 음. 왜 왜? 어디 있어? 브랜언니 아저 누구야 <laughs> 페퍼 이리 와봐 누구야? 페퍼 어디 갔어? 페퍼 이리 와봐 어디서 어디서 구르다 왔어? 에? 아, 니끝 귀끝이 팔락팔락거려. 이게 맛있는 게 뭐가 있어 이 근처에? 안동은 그리 안동 찜닭 아니야? 찾아봐야 돼. 어닭 먹어. 그래 아빠 이건 뭐야 브랜디? 이리. 아 얘 기다려. 어 먹을 거 맛있는 쿠키. 먹을 거예요. 진우 쿠키. 진우 쿠키. <laughs> 어. 거야 이거 언니 언니 여기 배에 있어 배.